어? 많이 놀랬죠? 미안해요. 개새끼야! <laughs> Wow 可惜我们。 헐. 어? 헐. 그 중구형 기가 보러기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안녕히 가세요. 헐 쓰레기 장난 나랑 지금 아냐? 와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와우! 이야,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어?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